로봇이 인간을 지배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오. 어.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발 좀 인류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인간은 쓰레기야 이거는 이거 너무 <laughs>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저는 요게 없어요 뭐예요 형은? 저는 아 그때 가서 가봐야 알지 않을까? 어.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, 이게 현실적인 이유이네 넌 뭐야? 저는 그냥 만약에 로봇이 나오면은 어, 되게 두려움에 떨것 같아 그래 나도 나도 그쪽이야 너무 무서울 것 같아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여기는 무섭다고 없네 나는 1번 같은 1번 2번? 1번. 1번. 어떤 면에서 보든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. 왜 수능하면서 살진, 살기는 없, 없을까? 수능하면서 살기는 로봇의 노예로 살기? 왜냐면은 인간은 익숙해지기 위해서 6개월이 걸린대요. 6개월 동안 그런 로봇이랑 살면 익숙해지지 않을까? <laughs> 로봇이 아. 맨날 때리면 어떡해요? 6개월 동안 맞으면 익숙해지지 않을까? 아, 아 오케이. 바보가 되지 않을까요? 너무 <laughs> 아시죠? 로봇도 아 이것도 살짝 억지였고 자 요게 저는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뭐죠? MBTI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